안녕하십니까 돈 안들이고 건강해지는 통찰의학 성형외과 김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백신에 대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어, 요즘 얘기들이 많죠 우리나라 대통령도 이제 백신을 맞게 되고 이 백신에 대한 또 사망 사건도 생기고 코로나 백신이 과연 안전한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가지 소리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 백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백신은 결국 우리 몸에 정말 약한 균을 투여한다 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생균이 들어가면 우리 몸에 치명적일 수 수 있죠 물론 무정상으로 되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마저 굉장히 약한 균을 투여함으로써 우리 몸의 군사력은 만들고 아주 약독화된 항원을 투여함으로써 우리 몸이 면역력을 키우게 하는 이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은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단백질을 정제하여 만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면 호흡기에 수용체에 붙어서 들어가게 되는 그 그 단백질을 정제하여서 약독화를 시키는 것이죠 사균이 될 수도 있고 생균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RNA 백신이라고 있는데요 이 RNA 백신은 단백질을 정제하는 것이 아니라 RNA를 자체를 집어넣어서 거기서 단백질을 실제 우리 몸에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항체를 또 생성을 하는 그런 또 백신이 있습니다 그게 최근 나오는 모더나나 화이자 이런 백신이 되겠는데 이게 분해이 되기가 쉽기 때문에 영하에서 보관을 해야지만 보관이 되기가 쉽다 그래서 유통구조가 참 어려운 것이 RNA 백신 중에 하나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특정 백신에 대해서 제가 소개 드리기는 힘들지만 백신에 대한 개념을 좀 더 이해를 하면 어떤 사람은 백신을 맞았을 때 문제가 없고 어떤 사람은 코로나 백신을 맞았을 때 괜찮냐 이런 개념을 이해를 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백신이 들어가게 되면 약독화된 균이라고 말씀드렸고 그것을 소위 안티젠이라는 항원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항원이 들어왔었을 때 우리 몸은 군사력을 동원해서 항체를 만들게 되고요 이 면역력을 가진 항체는 안티바디라고 합니다 이런 안티바디는 플라즈마셀이라는 형질세포에서 만들게 되는데요 이 기전은 안티젠이 T셀, B셀 중에 이 B셀이라는 곳에 바깥에 표면에 붙어 붙으면 B셀이 활성화되고 그것이 플라즈마 셀로 성숙이 되면서 플라즈마 셀 자체에서 항체를 만들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플라즈마 셀은 원래는 본메로라는 골수에서 나온 것이다. 결국 뼈가 튼튼해야지 튼튼한 골수가 생기고 이 튼튼한 골수 안에 플라즈마 셀이 건강한 항체를 만들게 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뼈 안에 있는 이 미네랄이 골수 성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미네랄은 어떤 환경에 환경에 있을 때 튼튼한 미네랄이 우리 몸에 있을까요? 우리 몸은 원래 약 알칼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다공증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뼈 안에 이 미네랄이 약 알칼리일 때는 들어가 있다가 이것이 산성으로 자꾸 바뀌면은 미네랄 자체가 빠져나게 되겠죠. 어떤 상황들이 우리 몸을 산성화 만들까요? 이것은 림프를 오염시키는 상황이 산성화를 만듭니다. 이 림프도 우리 몸에서 약 알칼리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몸에 림프가 오염되면 활성산 산소가 많아지고 그러면 산성화가 생기게 되는데 이 림프가 오염되는 상황은 이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공탄수화물, 정제된 탄수화물 등 피자나 콜라나 사이다, 라면, 빵 같은 밀가루 음식들, 편의점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되면 찌꺼기가 림프에 배출이 되질 않고 그러면은 림프에 오염이 되어서 림프가 약알칼리에서 산성화 바뀌죠. 원래는 우리 몸에 약알칼리로 됐을 때는 각종 미네랄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뼈 그 안에 저장이 되어 있어서 우리 몸의 대사 과정을 상당히 도와주다가 이게 약산성이나 산성으로 바뀌게 되면 미네랄이 점점점 빠져나가는 현상이 됩니다. 그것들이 이제 칼슘 부족, 나트륨 부족, 마그네슘, 망간, 구리, 니켈, 코발트 이런 등이 점점점 부족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골다공증이 되어서 골수가 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면 결국 미네랄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형질세포를 만드는 힘들이 부족하게 되고 형질세포가 약해지면 보면 어떤 우리 몸에 항원이 들어왔을때 항체의 적당한 양과 적당한 질을 제대로 생성해낼 수가 없게 된다 결국은 어떤 백신이 좋으냐 뭐 A가 좋으냐 B가 좋으냐 C가 좋으냐 이런 백신을 탓하기 전에 우리 몸 자체가 이 약독화된 백신에 맞지 않을 정도로 너무너무 약하지 않으냐라는 걸 스스로 덜어볼 필요가 있다 우리 몸이 어떤 상황이 약해지느냐 하면은 만성 림프 오염이 되는 상황 어, 예를 들면 만성 비염이 심하다든지 아니면 자궁에 질염이 심하다든지 만성 설사로 인해서 과민성 대장증후 있다든지 그리고 피부가 아토피가 있거나 습진 이 있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만성 알레르기 체질, 만성 염증 체질이 되죠. 만성 염증이 심해졌을 때 이명이 생깁니다. 이명이 생긴다는 것은 콩팥이 약하다는 뜻이고 콩팥이 약하다는 것은 미네랄을 머금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미네랄이 빠져나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이명이나 만성 염증 이 있는 사람들이 특히 이런 백신에 대한 부작용이 생길 확률이 많다. 림프 오염을 넘어서서 혈관에까지 때가 끼어서 고지혈증이 있고 당뇨 경우가 있고 심한 비만이 있다. 이런 부분들도 백신의 부작용이 생길 확률 결국 백신에 대한 항체를 제대로 생성해낼 수 없는 우리 몸의 어떤 문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아무리 좋은 백신을 우리 몸에 투여를 하더라도 실제 항체를 생성해내는 것은 우리 몸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제대로 된 항체를 생성해내지를 못한다면 백신을 맞더라도 부작용에 시달리거나 제대로 된 항체를 만들어낼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백신이 좋으냐 저런 백신이 좋으냐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우리 몸을 몸을 백신의 항체를 잘 생성해낼 수 있는 그런 몸을 갖고 나가는 것이 훨씬 백신을 맞기 전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백신들이 개발되면서 각종 부작용들이 보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몸이 건강한 사람들은 사실 관계없지만 몸이 약한 사람들한테 이런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만성 림프 오염이 심하다든지 아니면 만성 혈관 오염이 심하다든지 아니면 이런 전체가 오염에 대해서 이명이 심하다 이렇다면 여러분들이 백신을 맞기 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미리 몸을 만들어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성 림프 오염이나 만성 혈관이 오염된 이런 상황들은 결과적으로 찌꺼기 있는 많은 음식들을 먹어서 그렇다 그래서 가공 첨가물이 있었던 이런 음식들 예를 들면 탄수화물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밀가루 음식이나 탄수화물을 일절 참가를 하시고 두 번째는 이런 림프나 이런 혈액 혈액 찌꺼기들은 대부분 땀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땀을 많이 흘리는 운동을 매일매일 꾸준히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몸의 림프를 정화를 하는 것은 잠입니다. 잠이라는 것은 림프를 청소하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하면 설거지 했었을 때 이 하수도안에 때가 끼어 있는 거를 바닥 청소를 해주는 이런 개념이 잠을 잘 때 멜라토닌이 해주는 것이고 이런 둥둥 떠다니는 그 찌꺼기들을 바깥으로 배출해주는 것이 땀을 배출하는 행동이다. 결국 잘 자고 잘 몸을 움직여야지 우리 몸의 림프의 배출이 원활히 될수 있다. 그리고 실제 림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깨끗한 음식이다. 그런 것이 야채나 채식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몸을 림프를 정화하고 혈액을 정화를 해놓게 되면 백신을 맞더라도 부작용에 대해서 훨씬 줄 수가 있는데 고도 비만이라든지 혈관에 때가 많이 끼어 있다. 림프에 때가 많이 끼어 있다. 아니면 이명이 있다 골다공증이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은 미리 백신을 맞기 전에 몸의 건강을 만들 준비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